見ていいのはいせーの 언제 하는지 해야 될것 같은데 옷을 이렇게 자 청소는 누가 하는지 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야 돼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자 이제 이런 식으로 꽃길을 따라가면 자, 어마어마한 선물이 이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가가깐 잠깐 가깐 일단 일단 문 열어봐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왜요? 문 열어봐 뭔데? 문 열고 마스크 벗어봐봐 일단 자 이쪽 보지 말고 응. 자 여기 절대 보지 말고 아래만 보고 그 길만 따라가 아깝다 어 아래만 보고 그 길만 따라가 가만히 도와줄 것도 에? 어, 자 앞에 절대 보지 말고 아래만 보고 아래만 보고 가. 아래만 보고 가. 절대 아 보고 가. 자. 어, 잠깐만 잠깐만 자. 자, 앞으로 쭉 와. 거기 화살표 보이지 앞에. <laughs> 자,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洗い物してとかすること？え？見て。いいの？はい。せーの。 네. いやいや辛いもんもイベント的にやった方がいいかなと思ってさ <laughs> めっちゃ多いやん どうどうこうやってもらったらなんだろう何これえ本物本物 음. 뭐 뭐. <laughs> 야, 너 유카가 응. 평소에도 중요한 할만 아니더라도 이벤트 해달라 해서 응.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 어때? 저 <laughs> 빵! 이런 날 간조가 이런 날 간조가 그래? <laughs> 아, 자, 자, 자. 야, 이게 끝이 아니지, 당연히. なんかあの中に指輪と書いてん 그러니까 유비어? 나이, <laughs> 정말 아니 자, 여기 첫 번째 서류 열어보고. そう新しい手袋と <laughs> 우. 아니 알았어 알았어 자자자자 아니 아니 아니 두 번째 열어봐봐 두 번째 자두 번째 뭘까요 What? 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가와이. 자. 에 가와이. 에? 꽃 만지면 또 그렇지. 나 봉투 한번 열어봐봐. 너만큼 넣었어 내가. 잠깐만. 뭐야 이거? 진주 혁세만 주만. 10만 포인트. 서서하노. 이래이래 다운로드 시대네. 아, 다운로드? 하에서 한 24만 포인트 되더라고. 다잘쓰고뭔가성인또걸더래요아이거요즘야단본다해가지고안나요알았어알았어자자자진짜자뭐니마지막세번째열어봐봐근데하나아리가또아그래야순짱가쓰겠대아리가또아리가또하이자자마사지台ですよ。あー。うー。 したの <laughs> いやいやいやまあありがとういいですよ <laughs> じゃあそれもらったからこのえー、 <laughs> 何したの何作ったのでもありがとうちょっと良くなった気持ちがえでもやっぱりお花嬉しいですねマッサージも嬉しいです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まあたまにこういうのやってあげるからさこれ買ってきたのすごいじゃん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後で動画見てねえー、めっちゃ可愛いうんこういう感じでスギちゃんのツナイベントでした <laughs> いやいや嬉しいめっちゃあれ以外は あ <laughs> 最初びっくりしたけどすんちゃんがこれをこうやって一つ一つやってる様子を思い浮かべたらなんかめっちゃ可愛いからそれで癒されました <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次の動画で会いましょうありがとう